저도 쿠니미치 성우는 좋아요 쿠니미치를 싫어할 분이 뭐야 좋았어 쿠니미치 성우 나오는 그 뭐야 <laughs> 카케 프로이 그거 되게 재밌던데 뭐다데스 아시나? 어, 어. 어, 어, 어, 어. 뭐가 이거? 우와! <laughs> 이게 뭐지? 안되나 아! 오 기회! 설마 벽? 이거 기회?